30.4도 30.4도로 도전 시작 중량 스쿼트네요 중량 스쿼트 31초 0.4도 나았습니다 0.4도 가자 삼십일 도0 2도 나왔습니다. 0 2도